나이스 뭐 홈런이야 비거리 너무 많이 나온 거아가 너무 아, 아파 오, 1 8 0 미친 거지. 아, 열린다. 아. 소울리는데? 똑바 치려고.

shit! What up? Good shot. 오늘 뭐 잘못 맞아도 아, 그래도 그래도 많이 하네. f a w a 굿샷. 굿샷. f a i r w a 나이스. 겁나 잘 쳤다. 와, 태국이네. fairway.